근데 사람이 꽉 찼다 이거 먹고 먹으면은 11시, 12시 시장 가고 커피 먹으면 땡이겠다 가러 네.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30회. 너 옛날에 받았잖아. 이번에 받으면은 아예 그런 거 바디 프로필 찍을 목적으로 그거 맞춰가지고 받아 받아. 오. 와 벌써 줄이 미쳤구만 지금 오픈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와영어 30분 지났는데? 저희는 10시 15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줄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아주 가득 찼었어요 차 어딨어 아빠? 아까 저 주차장 이미 <gasps> 그러면은 10시 반 정도에 이미 그러면은 다 끝난 거야. 다 끝난 거네? 예약이고 뭐고 다 끝나서 이제 뭐 식사 다 끝나는 거야. 오전 오전 거는. 1 0 시까지 하는 건데? 낚시가 식사 안 된다고. 늦어봤자 한 10분이지. 아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? 지금 11시 1, 2분. 11시 10분? 늦게 왔는데 식사가 안 돼. 11시 <laughs> 전에 다 끝난 거야 얘는 오전 오전. 한명이 멀리 선수하는 게 동영상이야. 일로와 일로와 아쟤 싫대 부끄러워하긴 해요. 음. 강남보다 크긴 크다 그 김밥집이 어디 있지? 뭐? 김밥집 채 뭐? 김밥집 김밥집 채태 뭐가 채태원 지금은 최대사 김밥집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먼저 먹어. 음. 아빠 형복 있어? 응. 음. 나 찍어줘. 좋아, 당신 건어물 씨앗 호떡 막 이런 거 어? 어? 어? 씨앗 호떡 일반 도로 7번 국도 맛있지? 아니 바, 밖에 있지 왜 여기 있어? 당신 추워서 안 돼. 작연한 걸끓한나면 가끔 장시간 커피 어떻게 마셔. 심지어 아이스 있겠다, 나. 죽어.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있으면 되는데. 나이 든 사람 참가하잖아. 커피 먹고 잠깐 돌아다자 힘들어? 허리가 아파 질는 거야? 허리가 아파서? 꼬리뼈가 아파서? 아니 또 방콕 여행 가면 오빠 나산만보 걸어 일본 여행 가면 어떻게 붙틸려고 그래 아주 끝장나게 걸어 다닐 텐데 7일 내내 홍천에 있는 양지말

예. 완전 뜨겁겠지? 뜨겁네. 살짝만 해도 뜨겁네. 시작부터 먹방인데? 원래 먹방은 아닌 야 음. 엄마는 뭐뭐 사게? 뭐 코코 코코 코스코 이게 먹을 돈은 따로 있잖아 당연하지 아까 댓글로 도저히 못 먹겠다 잘 먹잖아 어. 미쳤다 미쳤다이 마늘 얹어서